That's mine, that's mine, that's mine, that's mine. 오레오, 오레오. 나인. 저의 주문은 바로 바로 스트로베리, 오레오, 풀, 풀 슈가, and 노말 아이스로 주문을 했고요. 저 생각보다 영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혼자도 와 주문을 잘하고 있고요. 어, 거스름돈 저기 여기 보이시죠? 22가 나왔고 100, 100을 냈고 78을 거슬러 받았습니다 22링기시면 어, 한국 돈으로 사면 6천원7천원 정도 되겠네요. 예, yeah, many, many, many 아, t h a n 와우, 자체 자체. 와우, 와우, 와우, 와우. Thank y 유거 아닐 수도 있어. 유 호대가 보이. many, m a n 하니까 웃으시면서 더 많이 주세요. 약간 스윗가이였어 에스이가이 땡큐 멤버들 우리 놔두 가면 큰일 나 최악의 상황에서 평가는 안 받고 그냥 갈게요 제건 받고 갈 거예요 나는 형 거는 알아서 하세요 프라는 전화 나그 주문이 잘못 들었어 노노노노 와이 와이 화면 봤는데 예. 나 밀크텍 시켰는데 예. 밀크가 안 들어간 그냥 티가 남은 것 같은데 어떡하냐 아빠 바이바이 갑자기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뿅 도둑 쳐봐라 <laughs> 달리기가 빠른 건 몰라 느린 사람이 저렇게 뛰니까 이상하네요 바로 따라잡습니다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오해 같이 갈 아니야 no, no, no. 들어 들어준 거예요 you you you slow you slow you slow 바로 따라잡혀? no no 들어준 거예요 공식 아니에요 you you turtle you turtle man you turtle I'm I'm rabbit I'm rabbit you turtle